그 어머니하고 내가 또 맞아 이게 코드가 어, 아, 그런 거 같아 왜? 아니면 이제 어머니가 남매였었나? 아! 진짜 진짜 22kg 하 정신은 대화가 안 통하잖아 네 좋지 하면 돼. 그 흑기 그 しいいいところなんだけどなんかちっちゃ怖かったじゃんいつもより怖かったなんかふわーんってねじゃんがねじゃんがあね私も怖かったですあれ二人の表情がもう めっちゃドキドキしたなんか私も저만하세요 아이 밑에 밑에 밑에 있어 어떻게 어떻게 대화할지 생각했어요? 아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왔어. 초집까지 생했어

見たことあると思うけど全お犬のモザイクモザイクじゃずあお母さんの挨拶していいのああああの最初来た時にあの家に連れて行ってくださったりとかそ見てたからもう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당当然のことです 맥주 한잔 드릴까? 아 아니요 아니요 잠을 잘 주무셨나? 여고 내 맛이 닦아 예? 그 말하는 게 엄마 많이 닮았다 아 그래요? 아, 말하는 거누 신호 처음시다 보 미대 갔을 때는 아사에 네. 이모니 기사도끼니 그러니까 일본 가기 전에 쿠리코가 우리나라 왔을 때는 천천히 천천히 아니 음, 어차피 팔면 아, 아니 실로 실로 아니 만자이잖아 이랬어 나가 있어 나가 있어 뭐なんか抵抗なくどうやって食べられるかなってずっと考えてなんか 그 아, 네. 그러니까 처음이신가? 아, 네, 맞아요. 처음이니까 재밌는데. 응. 택시가 거의 못 <laughs> 엄청 좋은 곳인데 한국은 어. 택시가 엄청 무섭대요. <laughs> 아. 아 기사님 멋있어. 하실 네. 것같데안 아. 아. 맞으실 것 같은데. 야, 너. 난 해문 타베라를 얘기했어. 나게 길을 보라. 길? 네. 비슷하게 하시긴 한다. 아, <laughs> 양보지. 쏙쏙쏙. 이거 음. 빼. 아까 버 그리고 여다 넣요 아빠의 개그를 뿌리코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마한테도 통하고 있는 거예요 개그 센스, 개그 아니 센스. 이게 뭐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무해. 그리고 어머니하고 내가 좀 맞아 이게 코드가 아, 그런 거 같아. 갖아 버려 이거 네, 네. 네, 드셔도 되잖아. 이거 안 맵잖아. 이거 안 매워요.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어, 매움은 물고기가 아니야. 카라칸타라 사카노데와 나이. 오 이런 멘트가 진짜 어? 정확하니 어, 일본 사람인잘 맞은 개그 스타일인가나 일본 가야 되겠어 <laughs> 오사가 니온이 기타에 대해 하는 있어 아, 야, 어머님한테 아, 아, 아, 아빠가 일본 가고 싶으시대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일본 오세요 <laughs>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 아, 저 화장실 갔다 나 저도 저도 보고 싶은데 그리고 자기 이렇 아, 지켜줘 네, 네. 아니 아, 지켜주자 그자 20년 이렇게 마셔 5시간이네 20년 5시간 대화가 안 통하잖아 예 네, 안돼 솔직하면 돼다 뭐가 돼뭐안돼뭐안돼 뭐 뭐 어, 아, 어, 식사 식사 식사 아, 감사합니다 예예 예. 식사하시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리가또보다이마스. 아, 이게. 음. 보셨고 할게요. 아. 마이크. 엄마, 엄마, 마이크 대박. 빠 해야지.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뵀으면,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안 뭐, 받는 거야 이거? 왜 중머리 나와 중머리? 아, 음. 아, 그리고1年間あのいてなんか楽しい雰囲気っていうのが伝わって今日は行って とっても嬉しい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聞こえるよかった今日会えてよかったです今日お会い今日お会いできてとってもよかったですあ 나가있어봐대화가돼대화가돼빠짝빠짝빨리나 아, 그러시 일단 끄고 네, 네, 네. 가보시면 또 들으세요. 네. 다리가 또. 네. 이거는 제가. 귀 바뀌었어. 너무 웃기지 가고 싶어 가지고 아빠가 보고 싶은 거 아니야? 재밌게 해가지고 뭐 미리코만 만들고 재밌게 하시면 돼요 그지 어머니가 너 남매였었나? 북한산도 말도 생생해 교다이 떴다가 보니 아 소금 그럼 엄마도 남동생이 생긴 거야? 아! 다시 모르시 지금 뭐 지금 이거 이거 아또 오는 길에 계속 그리고 엄마가 부모님하고 만나면 울것 같아요 그래? 네. 아니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기간이 오래됐으니까 부모님들도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잖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인데 뭐아 경식이가 일본 갔을 때는 우리가 보면서 아이고 고맙다 그러니까 오니까 어머니가 아 고맙다 아 맞아 아, 맞아 하니까 음. 계속 해피 고맙습니다 그흑기 <laughs> 엄마가 이런 게 진짜 사고 싶대요. 엄마가 그런 지금 수술 사드리 손나무이다 그럼 한번 들어서 밑에 들어서 아, 예. 어머니 머니가 아니야 머니가 아니야 돌, 돌, 돌 아니야 돌 아니야 아, 아 사드렸네 진짜 이런 게 진짜 좋아요. 여자들은. <laughs> 네. 네. 저 카메라. <laughs> 와. 어머니. 야 <laughs> 퀴즈, 퀴즈 하나 할게. 맞히면 만 원. 아, 아따따나 아, 생일하게. 아, 그럴 거야. 요즘 맞죠? 그 갑자기요? 바이든 바이든 대통 바이든 동생 있어 남동생 나가이와 난또 바이든 동생 아, 네. 어떤 나가이와 난다고 思います 맞춤인데 맞춤만 맞춤 그리고 바이킹 아 위험했어 위험했어 바이킹 너 이거 말해주면 안돼 뭐 큰일 날수 이거 뭐이또 잘해요 지금 세자 세자 뭔가 어? 바리깡 바리깡 아, 아리깡 일 뭐 말이야 하리깡 수현이 마리짱만 북한식 고발 짬뽕 할머니가 집에 내리자 그래